이건 저 제가 여행 갔을 때 드로잉북이에요. 제주도에 2017년 5월 1일에 여행을 혼자 갔었어요.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. 그리고 원래 가끔 여행을 혼자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행 드로잉을 시도했던 그런 때였어요. 이렇게 막 처음이라서 잘 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처음 치고는 막 나쁘진 않죠. 어떠세요? 여기는 이제 비자림인데 비자림에 앉아서 이거는 좀 한창 동안 그렸어요. 근데 비자림이 워낙 되게 유명한 관광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히끗희끗 아니 또 대놓고도 아 그림 그려 막 이러면서 막 구경하고 몰려들고 그러긴 했거든요. 근데 다들 잘 그린다고 해줘서 그때 기분 되게 좋았던 추억이에요. 여기는 제주도에 유명한 그런 아기자기한 카페 그린 거고요. 너무 장난감처럼 <laughs> 그려졌죠. 여기도 여행 마지막 날에 용두암에서 드로잉 했던 그림이거든요. 이거 되게 바람 세게 불고 딱히 앉아서 그릴 데도 없어서 서서 그난관 같은 데 서서 그려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. 이거는 해질녘이 너무 예뻐서 수채화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막 그 <laughs> 실무처럼 표현이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때 노을이 가끔씩 기억이 나요. 이 그림을 보면. 이것도 제주도 어느 카페 앞에 그런 음, 꾸며져 있는 모습이거든요. 어, 이렇게 제주도 드로잉 다 보여드렸네요. 음, 이때가 처음으로 여행 드로잉을 했었고 음, 다음 다른 곳에서 드로잉 한 거는 다음 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.